현재 승우는 Floortime 홈스쿨에서 홈스쿨 감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어머니께 아이 맞춤형 커리큘럼을 3, 4개 정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동과 함께 매일매일 놀이 및 감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홈스쿨 감각을 한 지 4개월 차가 된승우는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승우가 진행한 몇 가지 놀이법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 물구나무 혹시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laughs> 의외로 음. <laughs> 잘 하던데요 선생님. 아 그랬어요 어머니. <laughs> 아주 어릴 때 발목 잡고 한번 해준 적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애가 비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본인 신체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제가 다칠까봐 이제 발목은 나중에 잡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고 준비 자세 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몸 전체 조금 잡아주면서 무나무 자세처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때는 이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재밌는 거 이제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와가지고 음. 나중에 팔도 지탱할 하려고도 하고 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어요. 예. 잘했네 어머니 그죠? 어. 예, 스스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잡아주면 이렇게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음. 겁이 저는 이제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아이가 계속 변화가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이제 무서워하고 또뭘 어, 어떻게 넘어갈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컸다면 네, 지금은 훨씬 더 자신감이나 신체 조절 능력들이 더 생기. 생기다 보니까 더 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모습들이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런 네. 거 안에 뭘 이제 넣어서 좀 해주니까 좀 비치는 거 했거든요. 원래도 비치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좀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음. 그물 같은 걸로 밑에 장난감 넣어가지고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스타킹도 약간 비치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게 비춰서 보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던데. 어, 살색 스타킹이어가지고. 네. 안에 뭐 공도 좀 넣어주고 막이랬었거든요선생님 요요놀이 막 뭐 하래 하셔가지고 그거 하니까 제가 좋아했어요. 가지고 놀던가 여기 성호가? 아 예, 예. 탄성이 있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아, 돌리고 이렇게 좀탄색하고 예, 예. 이런 모습이 좀 그러면 보이네 신체 분놀이 요건 좀 어떠셨어요? 아, 부수를 하니까, 그 전에도 좀 간질간질 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반응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쳐다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도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손에도 막 이렇게 해보고, 이 만져보더라고요, 근데. 음. 엄마 얼굴에도 막 이렇게 해보고, 어. 어, 네. 그래서 뭐 붓으로 이렇게 눈, 코, 입 하진 않았고 나중에 다 놀이 끝나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눈, 코, 입할 때는 있었거든요. 음, 손으로? 어, 놀이 음. 끝나고요? 어. 음. 어.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눈, 코, 입 하는 게 있었고 음. 아빠하고 놀 때도 눈, 코, 입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예. 신체 이름에 대해서 인지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체 포인팅 하는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성우가. 네. 네. 특히 진보를 좋아하였는데 진보를 통해서 평소 문제 행동으로 인식되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보는 탐색 적응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타려고 하더라고요. 어... 하기 전에 본인이 쿠키처럼 뭐를 만들어가지고 소파를 이렇게 콩콩콩 뛰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진볼 위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계 고도화되게 신체를 쓰면서 그죠? 본인만의 노래인가 봐요. 아, 이렇게 해라고 안 시켰는데 자기가 콩콩콩 하더니 다 끼어가지고 딱 올라왔거든요. 인돌에 어. 올라와서 이제 제가 손을 잡아주니까 처음에는 무릎으로 이렇게 균형 잡고 배로도 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서가지고 이렇게 콩콩 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숫자 이렇게 불러줘 하나 둘셋 이렇게 하니까 아, 균형이 잘 맞춰지니까 한 100번 넘게 했거든요. 네. 많이 했네요, 그죠? <laughs> 네. 네. 튕겨 나갈 때도 있었는데 어. 다리 이제 자꾸 이제 깍끼가지고 하니까 음. 뭐 튕겨가서 애가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크게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탄력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몇 번 반복했으니까 거의 한 300번 넘게 탄 것 같은데. 와 정말 많이 탔네요. 예. 나중에는 안 잡아주면 좀 불안한데 본인이 혼자 이제 뛸라고 시도하다가 음,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또 떨어져서 좀 네, 아, 아, 아야 해서 하긴 했는데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진보를 그런 모습 어머니 오히려 승호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우리 승호인데 이제 네. 진보를 네. 타다 보니까 스스로 반복적이고 또 안정된다라는 걸 느끼니까 어 넘어져도 괜찮은 거죠 예 물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탔어요 예. 어 정말 잘했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아, 예. 궁금한 아, 게 우리 진보를 충분히 타고 나서 우리 네. 승우가 이제 가정 안에서 좀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던가 도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다른 신체 활동들이 나타나던가요? 아 그게 조금 충족이 돼서 그런지 그, 그 전보다 이제 복도 뛰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네. 어... 제가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 본인이 이제 신체에 많이 뛰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됐는지 그 전보다는 좀 덜 뛰는 것 같아요. 예. 음... 음.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도 많이 안 올라가고요. 홈스쿨 예. 감각에서는 마사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마사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체의 운동성과 근력 증가 및고유 수용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소화기능과 장기능의 강화로 배설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긴장감과 불안감 해소와 정신적인 안정감으로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며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고 아이의 뇌파가 긍정적으로 바뀌며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마사지는 각 부위별로 총 19개의 마사지가 구성되어 있어 매주 각 부위의 마사지를 익히게 하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승호도 4개월 차 때부터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여 마사지 3주차가 지난 시점부터는 거부 반응 없이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승호의 4개월 차 홈스쿨 감각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